퍼디 퍼디 자자 퍼디 퍼디 뭐? 다시 퍼디 퍼디 퍼디 왜 그래? 왜 이렇게 못 받아? 퍼디 의욕만 퍼디 어, 왜, 왜 이렇게 의욕만 없어? 아이디로 아이디로 하이